Oh we are alive. We're alive. Wait a minute. Let me see. I told him, Mama. 아니 그냥 20분부터 될 거야. 네. 네. 오 예. 알람.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Oh my god. Hello people. 이 사람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야 이 사람? 저저 데이트 멤버 뭐 재룡 멤버입니다. 아,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에서 온 김미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미. 지금 시작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네, 다당연지 지금 시작하면 안 네. 되지. 근데 이미 하고 있잖아요. 어, 근데 우 사람들 사람들 아직 니까 아직 어고 있어요. 하이 하이. 어, 14명. 안녕. 갑자기 14명 들어왔는데. 오고 있다. s i 되면 시작해. 20. 사이민. c o 안녕. 일단 Hi 사람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네. 네. 자유롭게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들 탄결하게.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박수 련입니다 <laughs> 아, 이따 3분 그러니까 2분 뒤에 제대로 하고 지금은 네. 그냥 자유롭게 오케이. 프리 토크.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입니다. 신났어, 남자친구 없어요. 아니아니 그리고 행복해요. 떡볶이 좋아요. <laughs> 너도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셀라요. 브라질 멤버예요. 예. 어떤 거? 떡볶이, 떡볶이 넣으면서 아, 김치 좋아요. 아, 김치 남자친 까만 먹어요. 안 먹어. 안 먹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김희수로 갑니다. 아, 김수세요 <laughs> 어, 김희수 입니다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매운 거 싫어합니다. 아, 아 예, 예. 예. 그러면 예, 예. 새로운 멤버 아, 아니, 새로운 멤버 아니죠. 네. 저는 새로운 멤버 아니고요. 어, 폼, 아, 네, 저기 폼스 패밀리 스텝입니다. 로밍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음. 아직 1분 남았어요. 1분 아, 남았습니다. <laughs> 예. 좋아요, 뭐, 구독 주세요. 네,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예. 예. 로밍, 로밍 박수. 박수. 누구죠? 아, 로밍, my f r i e n 아, 로밍. 아, 넘쳐, 넘쳐, 넘쳐. 하세요. 남자 친구 없어요. 남자 맞아? 원유정, 원유정 남자 맞아? 남자 맞아? 남자 맞아? 유정아, 너 유정이 맞니? 남자, 남자. 유정아! 남자야? 아니에요. 아, 뭐야? 남자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실망이 남자 아니에요. 형 안녕? <laughs> 형 안녕 뭐야? 형 안녕? 여기 형어어 <laughs> 저기요. 어? I love you, Misu. I'm Moroccan. Thank you. Ah, we love Morocco too. 네. 자, 지금도 20분 됐으니까 네. 저희 어제줄 멤버 인사 시작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네. 하나, 둘, 네. 셋. 어릴 줄 멤버! 저는 김미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로코에서 왔고, 네, 지금은 유튜브에 김미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마이 프렌드 채널 마세라라고 해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리입니다. 와. 남친구 없으니까 떡볶이 좋아하, 좋아해 <laughs> 그리고 나는 가수예요. 나 감독님이에요. 아. 유리 무슨 말 하고 싶으면 싶으면요. 싶으면 싶 음악 감독님이고 그리고 가수입니다. 네. 와, 네. 아, 네. 그리고 저는 폭스 패밀리의 편집자이자 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루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자랑 사랑 사기 사기 자랑 사랑 여기서 네네 오늘 네, 오늘 저희가 왜 모였냐면 이제 네. 어, 우리 어데이 조 멤버 멤버들 인터뷰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네. 아, 오늘 어떤 인터뷰를 할 거냐면요. 일단 저희 채널에 대한 기본적인 인터뷰를 할 거예요. 베이징 아, 인터뷰를 할 건데요. 네. 다들 멋있어. 오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아, 나도 나 너무 벗고 싶다. 왔어. 아, 핫. <laughs> I'm so hot.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그 기본적인 질문으로 먼저

واحد جوج ثلاثة أحبكم يا أهل السعودية أحبكم ترى أحبكم أحبكم يا أهل السعودية السعودية دول تدرون حاجي أحبكم أحبكم يا يا أهل يا أهل السعودية السعودية على راسي وعيني حبيبي على راسي

Dear. Look, I know. 네, 서로의 언어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제 저희 채널을 이해할 때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네. 미소나 뭐 마루셀라 아니면 유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즐겁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laughs> 아니에요 아, 진짜. 네.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지는 않은데 5%의 어, 한국인도 있긴 있습니다. 오! 나이스. 네, 5%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아, 야 한국 사람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분들이 그 한국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우리 채널에 질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아, 알겠습다 네, 일단 첫 번째. 유리는 대박이다만 알고 있어요. <laughs> 아, 감사. 아까 어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laughs> 최고예요. That's what I'm here.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어, 처음에 한국에 도착해서 느꼈던 어, 한국의 첫 모습은 어땠나요? 음, 제가 오 너무 오래됐어 네, 제가 말해 말해볼게요. 네. 일단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하면 어머 한국말을 나보다 잘해요 이런 말 나와요. <laughs> 여러분 진짜 하지 마세요. 외국인들이 기분이 나빠요. 치새끼들 <laughs> 한국 사람인데. 아 맞다. 아, 우리 팬들이야 팬들. 아, 아 네, 네. 아니 아니야 팬들 아니 말 말고 아, 그냥 일반 사람들. 응. 너무 네, 미친 거 아닙니까? <laughs> 참나 한국 사람인데 나는 외국 사람인데 난 처음 처음에는 진짜 브라질 퍼다 뭐 이렇게 덜줄 몰랐어. 맞아 맞아 말 썸을 그 그냥 죽겠잖아. 아니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네, 있는데 콜다 더. 어. 맞아요. 어, 한국이 음, 진짜, 진 더워요. 더워. 네, 지금도 더워. 네, 맞아, 맞아. 아, 지금도 더 아, 덥다고 더 사장님. 네. <laughs> 덥다고. And uh, what do you think, Yuri? Yuri? About what, man? When... Korean <laughs> 아, <laughs> man? 아니, 감정 왜? 아니야. when you came to oh Korea first time, you mm. saw you sort of uh, Korea star, uh, Korea. Um, mm, North <laughs> Korea. Oh, first Korean, you think? Especially you think. What <laughs> do you think? I'm so surprised. First Korea, you think? How do you think? <laughs> I'm so surprised about night nighttime. Ah. Night, yeah. Nighttime. Yeah. Yeah. 그래 night night time in Morocco doesn't exist. 아, 맞아. Midnight everybody's l e e p i n g 음, 아, 아, 한국이 night time 좋아. 아, 예! 안무나가 그렇게 그리고 그리고 한국 남자. 어여러분 이제 한국의 어떤 모습에 끌려서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한국말 때문에 한국말이 좋아서 진짜 한국말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 막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딱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2015년에 첫 여행 한국에서 첫 여행 했거든요. 15년? 네. 그래서 아니 2015. 어 2015년. 그래서 아나 5년 줄 알았어. <laughs> 미안해. 그래서 딱 도착하자마자 일단은 사람들을 모로코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막 따뜻하고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에 갈 때 막 밥 만들고 싶고 막다 음, 해주고 싶잖아요. 맞아, 맞아요. 모로코랑 똑같아. 어. 그리고 음 요리 말씀했던처럼 뭐 음, 나이트 타임 뭐 밤새도록 놀수 있고 어, 맞아, 막 뭐 이렇게 맞아. 그래서 엄, 엄청 안정한 나라니까 음. 일단은 처음에는 한국말 때문에 한국말 아, 딱 들었을 때 와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있었어요? 막 이렇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멋있어 멋있어. 질문 뭐였지? <laughs> 한국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한국에 아. 살고 있나요? 음. 음.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되게 말하고요. 예, 처음 음. 한국이라는 나라 들었을 때뭐 음. k p o 어, 때문에 좋아하게 됐어. 음. 아, k p o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음. 뭐더 뭐 관심 뭐관심 한국 문화 음, 한국 관심이 생겨서 네. 한국말도 공부하고 싶, 뭐 공부 시작했어. 음, 음. 와, 그때가 그러면 2012년에 처음 와서 음. 한국말 배우고 계속 지금까지 지낸 거예요? 한국에서? 계속? 아유, 네. 계속은 그, 아니에요. 그때 6개월만 살다가 다시 아, 브라질 돌아왔어. 브라질 갔다 언제 다시 돌아왔어요? 2년 전에. 2년 전에 2017년. 어. 음, 음. 어. 나도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오세요. 누가 누구예요? 빨리 와. 어, 여기 오. 알리야. 알리야 아마 아랍 사람인데 음, 한국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네. 음. 멋있어요 알리야. Lucky t h a n k you so much for the heart. <laughs> And then Yuri. I know, I know. 음. 김치 때문에. 아니, 아 진짜 김치 여자 아니었어? <laughs> Yeah, no <laughs> Sashi, I will help help. Uh, uh-huh. I came here. Help, help, help, help. I would help help. I came here to Korea because of the music industry. Ah. Music industry, media industry is number one. Oh. When I oh. was watch, watching KBS, you was watching what station? <laughs> <laughs> watching KBS and in music program like Running Man. Ah. It's my style because my major it's oh. media industry, so I want to oh. come here to work and do the music. It's amazing. Mm -hmm. And and wow. I forgot something at the first uh, delivery 아 딜리버리 아. 아, 서비스. 아, 딜리버리 서비스. 배달이 아, 제 와. 맞아 맞아 맞이 한국 p r o 한국이 그 배달 문화 진짜 좋아요. 어, 진짜 그래서 좋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음. 딜리버리 서비스가. 나- 유리는 유리는 어 유리는 만약에 모로코 가면 모로코에서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gasps> 진짜요? 배달 때문에 <laughs> 배달 때문에. 아 아, 그 맞아. Yo, 이거 요, 왜? 섹시. 왜? 왜? She said you. Okay. Oh my god. Stop. Stop crying. Stop question. Listen. Listen, listen, stop question. 한국어래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생각하면 여러분들 때는 어. 한국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뭐 이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진짜 솔직히 말해야 돼? 음, 솔직히. 말할까? 어, 어 조금만 솔직히 말해주세요. 아 조금만 그래 조금만 솔직히 말. 일단은 내가 원래 모로코 있었을 때 이거 근데 좋은 중인 것 같다. 모로코 있었을 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 미술 도와주세요 돈 음. 필요해요 음. 바로 줄 수 있어요 네. 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막 네. 미소야 도와주세요 이런 거 이런 거 막 진짜 아무거나 그사 그 친구들한테 해줄 수도 있어요. 음. 뭐 모르는 사람한테도 해주고 근데 음.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한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하 친하지 친하기보 아니 아니야 <laughs> 아 한국말 안 나와 아니 이렇게 사, 같이 살다 보니까 음, 네, 네. 음, 한국 사람들 좀 셀피시한 것 같다. 아 좀 이기적이에요. 응 이기적이 근데 이기적인 좋은 것으로 이기적인 것 같다. 아. 이거 우리 세 우리 이런 지금 2019년이잖아. 음. 사람들을 다른 사람 빨리 믿을 수 없잖아. 그렇 음. 빨리 믿기 네. 힘들죠. 어, 네. 빨리 믿기 힘들이니까 그래서 뭔가 좀 더 강한 되는 것 같다. I become 아. more strong. 음. 뭔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음.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음. 밤새도록 누르고 음. 다음날에 더 열심히 일하고 <laughs> 그렇죠. 어, 네, 뭐 이런 이런 이런 것도 하니까 뭐. 아. 진짜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네, 네, 보자. 예, 아, 예. 좋습니다. 네, 어 한국에 오기 전에 뭐 브라질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들 한국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아,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내가 직접 한국에 보니까 음. 실은 아닌 것 아니었다. 응, 응. 진짜 맞아. 따뜻한 사람 많아. 음, 맞아요. 착한 사람도 많고 어, 나 진짜 많지만 또 때로는 나쁜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어.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죠. 응. 1년 반 여기서 살았는데 진짜 좋은 사람들만 만났어. <laughs> 어. 당연하지 나쁜 사람들을 만났지만 네. 근데 좋은 사람들 계속 만나고 있는 아, 것 같다. 그렇죠. 응. 그거 참 따뜻한 사람 너무 많아. 음. 정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어. 음. 그럼 유리. 사실. <laughs> 사실. 사실. 사실. I, I, understand Miso why, but why she <laughs> feel like that with through Koreans. Mm-hmm. But when I came to Korea, I'm so surprised how hard you guys work. Mm. mm. So many hours, and that's yeah. why you have so many stress. That's why you're selfish because you work hard to get to get what you yeah. want. Yeah, but I didn't like the fact um, that we are foreigners, so we for people doesn't speak Korean, mm. they need more help. For example, I live here for almost three years. I don't speak Korean well, mm. but when I <laughs> want to order, <laughs> <laughs> I want to order food. I want to Please, people, people do delivery. yes, we, we are not kind. Write down the. version, English version 주세요. 제발 영어 v e r s i o 세요 아니, 자 배달 배달할 때 배달할 때 영어 v e 만들어 주세요. 네. 제 여기 외국인들 엄청 많아요. 맞아요. 맞아. 외국인들. Think about me. 빨리. Think about y u please. 한국에서 다 유리만 생각해요. 유리를 위해서. 유리 위해서. 네. Only Yuri for Yuri. For the this. For this. 돼지! 아, 돼지 요리! 근데 귀여운 돼지. 네, 그 다음에 저 이제 알라비. 아, 조금만 흥미로운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 한국 남자들 어떤 것 같아요? <laughs> 내가 말해줄게요. 내가 말해줄게요. I think me first. No, me first. 좋은 아니면 좋은 모습 아니면 나쁜 모습. 어, 나 개새끼들 많이 만났으니까. 새끼 아, 아, 아. 괜찮아. <laughs> 와 일단 방송 네. 아, 아야 아, 김씨들 먼저 말할게요. <laughs>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야 농담이고 사실은 아니 우리 왜 왜? 방금 말씀하세요. 왜? 어, 그만 그만 그만. 오케이 오케이. 어, 네. 사실 한국에 나 나도 사실 한국 남자친구도 있었지. 어, 그렇죠. 1년 반 동안 1년 <laughs> 반 동안에 한국 네. 남자친구 있었는데 음. 근데 아랍 사람들 아니면 게이팝 좋아하는 사람들, 게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 음. 이런 거 다 이런 생각이 있어. 음. 아, 한국 남자들 이런 사람이야. 구나. 한국에서 아. 드라마 나오는 남자. 막 어, 여자한테 막 좋아하고 보고 싶고 집까지 띄우고 가, 가 이건 고 환상이야 환상. 응, 막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 한국 남자들은 진짜 작가지만 어, 여자한테 잘하지만 음. 잘하지만 개새끼들이에요. <laughs> 결론. 맞아. 결론은 어. 개새끼들이에요. 외국 여자 보면 아 외국 여자야. 음. 뭔가 쉽게 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니 왜 아니 외국인 여자한테 외국인 여자 보고 어? 그 여자 나랑 뭐 다 할 수 있다. 아. 만약에 여, 음. 여자랑 나와 나랑 가자 갈수 음. 있다. 막 음.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마음에 좀 아픈 아, 거예요. 아, 어, 마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럼 나쁜 그래서 음, 근데 한국 남자들 어 저는 우리 한국 여자들 싫어해요. 왜냐면 음. 한국 여자들 이런 이런 이런 건데 음.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 여자들 한국 남자들 잘 하, 뭐지? No. 뭐. Like they're too good at they they know well. 음. Uh-huh. <laughs> Yeah. She be they, they they're good at like 음. they good at controlling men. 음, 맞아. 음, 뭔가 맞아요. 컨트롤 잘하는 맞아. 니까 음. 나는 이제 한국 여자들 편이에요. 아남 아. 아. 여자 편대입니다 네, 저 한국 여자 편이에요. 아 근데 좋은 아. 남자 남자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좋은 음. 분도 있지만 음. 때로 나쁜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우리 <laughs> 기성 힘내세요. 네. 개새끼야. <laughs> 네, 네 다음 자 죽었어. 아우 감당 감당. 감당 감당. 쇼. 자 말씀. 네. 야, 네. 그 괜찮아. 다 말해. Ah, Igor, Igor, Brasil, vocês são muito lindas. Oh, you are very beautiful. Thank you! Wow. Gracias! Obrigada! Obrigada! Obrigada! Ah, bia, bia. Obrigada. Obrigada. Obrigada. É bonita. Bonita. Bonita. É <laughs> bonita. Gracias. 어, 어떻게 Obrigada. Obrigada. 어, 다 말해. 정말. 한국 남자들은 너무 개새끼들. <laughs> 어, 어, 친절해. 친절하지만 아 친절하지만 어, 지만 친절하지만 나도 어, 괜찮지만 하고 음. 뭔가 음, 음. 어, 너무 차라니까 음. 시, 여자들이 쉽게 믿을 수, 뭐 쉽게 믿을 수 있게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음. 행동하는 행동하는 거, 거. 행동하는 거. 어. 그래서 쉽게 믿을 수 있지만 네. 있지만 빨리 말해. 개새끼들. 그 마음 너무 너무 빨리 아 변해요. 바, 바 거, 어, 빨리 변한 거 아, 같아. 빨리 그리고 그 뭐지 음. 아마 한국 남자들 그 뭐지 지친 한국 한국말 뭐지? 바람 아 바람 바람 아 바람 피는 진짜 많이 해. <gasps> 미안하지만 근데 <laughs> 진짜 미안하지만 어, 사실이에요. 진짜 아니 어. 나 아니고 나 마셀라 유리 다 나는 사실 저도 나는 사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 남자분들 다 이렇게 까이기만 하시네요. 어, 노력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는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들 포기했어요. 저지 새끼들. 포기했어요. 포기했어 진짜 포기했어요. 오케이 유리. Oh my god. Listen, listen, listen to my heart. They are very good players. yeah, they are. We are too, baby. But I'm better. What is this? We are better than them. okay. Honestly, physically, emotionally. we are foreigners, okay? And um, living in a different country is really, really hard. Mm. And sometimes we're lonely because mm. no family, a little bit of friends. So we want a guy to, make us, to make us feel better about ourselves and love us the way we are. Mm. But don't even imagine you will get this guys in Korea. First of all, why? because most of the Korean guys. Why you're so serious? <laughs> yes, why you so serious? <laughs> I think because most of the Korean guys. <laughs> usually, let me tell you what. Let me tell you what. They they ask you like, oh my god, where you from? You're from beautiful. Morocco, Spain. You're so beautiful. You're mm. 사실 여자친구 없어요. Oh. I want you to be my girlfriend. Why? Because because they, they're so sure you're not gonna stay in Korea. Mm. You will go back to your country. That's one. Mm. Second, second thing <laughs> that I feel bad about, you guys watching drama and K-pop thing is okay if you love this culture and you love music industry or mu movies, but don't imagine or think Korean man they will treat you like that. They will never let you like walk in the street and will do it like this for you or like dance with you like this or give you flowers every single day. Like this, like this. Ama. 빠지는데 이거 없어. They don't go to your house and wait for you for two hours or cry for you. That's just drama, okay? That's just drama, Timo. So, you're the president. Yeah. So I'm gonna be honest with you. Of okay. course, there's bad and good. Mm. We meet in life good and in bad, yeah. but there's so many <laughs> bad people in Korea. <laughs> I mean, bad guys. I mean, bad, bad guys in Korea. Uh, so ah. from now on, to all my exes right there. <laughs> only say one thing. Uh, to all my exes, to all my exes right there, I'm so much better than you. I'm not crying. I'm not, I'm crying. 나 아니야. 근데 진짜 한국 사람들, 한국 그 남자들, 한국 여자들만 필요한 것 같다. 음. 야 한국 여자들 컨트롤 잘하는 거잖아. 어,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이리 와. 뭐 다른 여자 봤어 이 새끼야? 아, 네, How can you? Can you teach us? 야, 진짜. 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What about you? What do you think 아, about 맞다. r e a guys? 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오, 맞아. 아, 뭐 저도 비슷하기는 생각합니다. 네. 어. 이제 뭐 나쁜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보기도 했고 뭐 음. 제가 때로는 나쁘게 하질 못했어요. 왜냐면 아, 저는 남자친구가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아. 막, 막 나쁜 말 못하고 나쁜 행동 못하고 좀 그랬는데 음. 그네 어, 이제 지금은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laughs> 남자친구 있다고요? 남자친구 있거든요. 나가 나가 아, 나가. 아, 네,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어 진짜 다른 남자 친구들이랑 다르게 너무 잘해줘요. 진짜 쏙 얼마나 네. 얼마나 사귀었어요? 저희 지금 어, 500 days. 네. 와. 너무 좋아 아니 그 남자친구 친구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구나 한국에. 어, 네 그래서 저도 조금은 my mind is changed. So I'm I want to change my mind too. 많이 믿지 말고 많이 믿지 말라고. 아니 남자 남자 친구분 만약에 혹시나 이 방송 보면 진짜 나쁜 나쁜 생각 없는데 그냥 믿으면 안 되지. 아비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질문 또 있어요. 네 아, 직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또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그 나라의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아이고 많아. 아이고 많아. 오, what, what 예를 들면 like the friends or the family that who wants to come to Korea, what kind of words or what kind of things you want to say to them? To come here or just to No, they here. want to come here. Mm. But oh, what okay, kind okay. of advice okay, okay, or something okay, okay, you want to tell them? 여행 아니면 살 여행으로 아니면 살려고 살면 안 뭐 됩니다. 뭐, 여행이라면 여행이고 사면 사는 건데 안 돼요. 일단 저희는 오늘은 가볍게 일단 여행으로 먼저 여행으로? 추천을 해주도록 합시다. 일단 한국에서 음 눈은 눈, 꼬리가 많고 그리고 눈꼬리 맞아? 놀거리가 네. 뭐야? 놀거리. 아, 놀거리. 놀거리. 아, 미 놀거리. 놀거리. 네, 어. 아 놀거리가 많고 그리고 음, 어, 한국 사람들 진짜 따뜻해요 사실 음. 좋은 사람들도 있고 음. 우리는 아까부터 계속 뭐 나, 쁜 사람도 있고 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말하는 말했는데 근데 진짜 좋은 사람들도 있고 네. 뭐 그리고 음, 한국에서 Mm, 진짜 길마다 음.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같다. 아, 나, 나한테. 다른 느낌. 응, 음, 다른 느낌이 있어요. 만약 요동, 연동 가면 진짜 음. 다른 느낌도 있고. 맞아, 맞아. 군대 가면 또 다른 느낌도 그쵸, 있고. 그쵸. 그 그리고 어, 어떤, 어떤 길 가면 완전 유럽처럼. 오,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음. 만약에 여행으로 오고 싶으면 진짜 진짜 좋은 것도 많아요. 진짜 어. 좋은 것도 어. 많고 화장품, 음식, 과자, 옷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좋아요. 한국은 진짜 좋은 나라예요. 어, 진짜 네. 좋아요. 네, 그렇죠. 동의,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세요? 네. 예, 네, 동의합니다. 처음 알아. 네. 그리고 또, 또 혹시 한국에 여행으로 오고 싶으면 음. 가을 제일 좋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간 봄. 맞아 정말 좋아. 미세먼지 너무 많아서 안 좋은 거예요. 아, 네,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한국의 큰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네, 가을 춥고 가을 춥고 미세먼지 맞아요. 네 가을에 가을 네 가을에 와주세요. Well, uh, well, don't be s e r So if my daddy and mama wanna be wanna come here, wanna become, wanna come here, <laughs> wanna become or wanna come <laughs> here, wanna come here, wanna become. Shut up. <laughs> Julia. If my daddy. I'm wearing miso every day if my mama or daddy want to come here and my brother and sister, I will definitely recommend them to go first day to sauna to relax. Ah, oh. Jin, Jin, actually, we have Jin Jin Jin Mountain. Korean, Korean is more better. I think it's more better. It's relaxing. 음. 왜냐면 모로코에서 잠을 수 없어요 거기 그냥 yes. 딱 거기 아. 엄마랑 하는 거예요. two hours, 아. three hours, and then you just go. Yeah. Yeah, limited. 아니 아니 limited 아니 그 stay, but you can, but you cannot stay. Usually, usually Moroccan people they stay only maximum three hours. Yeah. 에이 엄, 어머니들 five hours이잖아. No, my mom just three hours. My mom just five hours. 뭘 하고 당연히 춥죠. 거야. And I want to recommend the most delicious food I've ever ate in Korea. Cheese takgalbi. Wow. I think it's my mom's style. And yeah, and of course it's highly recommended. The medical centers in Korea, they're so good. They mm. treat you really well. Yeah. So I want to treat my father. Mm. And um, yeah, I just want to take them around in Korea and have fun. have fun, Probably I will just go with me and my mom and my sister the clubs. Let me tell you. <laughs> yeah. yes. clubs are the best. Yes. You can find me there every weekend to all the guys single right there. You can find me. You can find me on Gangnam I can Saturday tell you the name night. of the club that she goes every time. I'll go to Gangnam Saturday night, Friday oh. night, Monday, sometimes between, sometimes I don't go. I just club home. 아, 네. 어, 질문하다 보니까 약간 한국에 살면 또 어떨까라는 질문이 하고 싶어졌어요. 아, 어떻게 진짜요? 생각하세요? 네. 만약에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은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돈 많아야 됩니다. <laughs> 네, 아,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k o r s very expensive. If you come h e with the money, just go back. go back to your country. 만약에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근데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뭐 학생으로 진짜 부모님 무자야 무자 돼야 되고 아, 그 음, 자기 나라에서 음. 아니면 음.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한국에 오기 전에 회사 들어야 돼 알겠어? 아. 회사 무조건 일 있어야 돼 한국에서. Why? Why? 돈 필요하니까. <laughs> 네, 맞아요. 왜냐면 돈 필요 없으면 일단은 팡 잔, 잔, 자는 기가 힘들고 아, 네. 방을 그리고, 구하기가 힘듭니다. 어, 방은 2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네,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Because you guys 보증금은 500만 원. Yeah. If you're from Morocco, Arab countries, or actually Brazil, where it's not life is not really that expensive. You know, you mm. can get a house and really cheap. Yeah. But in Korea, you can sell your kidney and then. actually thinking about this. Yeah, I'm thinking about it too. Yes, like, I will sell my kidneys and I will buy a house in Korea. 진짜 진짜 여러분 여기서 살고 싶으면 진짜 돈 필요해. 아. 한국에서 좋은 나라지만 그리고 사는 게 더 재밌고 진짜 매일매일 새로운 거 음. 배워요 우리. 음. 근데 진짜 돈 필요해. 네, 아, 진짜. 음, 그리고 한국말 잘못해도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음. 근데 한국말을 한국말 필요해요. 할수 있으면 더, 더 좋아요. 더! 미소. 훨씬 변할 거예요. Are you not curious guys how I lived in Korea for three years and I don't speak Korean? Yeah, that's why. It's, it's possible. It's possible to live in Korea. 편해. 어, 어. 한국말로 할 때 편해. 병원 갈 때 혼자 갈 수 있고 약간 좀 유리 유리 봐봐 근데 유리는 근데 유리는 간단한 한국말 할 수 있어. 어, 응. 어. 그렇죠, 맞아, 만약에 식당 가면 어. 뭐 그 뭐였지? 버거킹? 예, 버거킹 좋아합니다. 이거 예. 주세요. 주세요. 그냥 네.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주세요. <laughs> 이거 다다 뭐 이거 이거 이거 다 다 이거. 재밌어 재밌어. 아, 아 그리고 재밌어 재밌어. No no no because if you come as a student you will speak really good Korean. 음. But if you come here as a music producer you will never look <laughs> ah. I'm just <laughs> gonna make the music okay. <laughs> no, because if you if, 아니 왜 사람들이 다 여, 에, 요리랑 영어만 해. 아. 만약에 요리를 계속 한국말로만 하면 진짜 봐봐 요즘에 한 거의 8개월 정도 요리랑 한국말을 계속 하고 있어. 오. 어. 계속 음, 그래서 요리 한국말 어, 예. 늘었어늘었어 아. 늘은 것 같은데 더 그래 네. 하다 보면 음. I try my best. I try my best. Yeah, try my best. 네, 네. t r 이번엔 조금 재밌는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국 하면은 아, K-pop, or K-드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네. 네, 좋아요. 일단은 어,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저 다 좋아요. 다 좋아하세요? 왜냐면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말 배우고 음. 한국 그 K-pop 있잖아. 보고 남자들 너무 잘생겼고 한국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렇죠. 그리고 음악도 너무 좋아. 아.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음악에 대해 진짜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아, 모로코에서는 음악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별로 있는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 많지 않아요? 진짜. 진 그래서 아. 유리가 모로코 공부했을 때 돈 많이 냈어요. 진짜. 아. 예. 엄청 음,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그러면 뭐 이제 좋아하는 영화 혹시 제목 있을까요? 영화? 아니면 드라마. 예, 드라 일단 영화는 그 차태현 있잖아. 차태현 죽었을 때 파이어맨 아, 죽고 그 신과 함께 아, 그 마지막에 어머니가 어, 진짜 나 진짜 어, 어, 어머니 무비? 아, the 아, 차태현 진짜 최고였어. 차태현 오빠. The guy who saved the girl from No. No, no, no, no, no. It was t h a scene. 에? 예? When the girl when her he he had a girlfriend but she died and he's in 아, 아니야. 아, okay. <laughs> 아니에 아, 네. 뭐 이런 면 만약에 또 좋아하는 노래나 뭐 영화 아니면 뭐 네, 그런 어 이정수학 나오는 드라마 다 봐요. <gasps> 이정수 혹시 그거 봤어요? W 봤어요? 나 봤지. 저 W 봤어요. 너무 W 봤지. 너무 잘생겼어. 개 잘생겼어. 졸래 잘생겼어. <laughs> 언젠가 이정석 만나는 거야. 나도 만나. 이정석 팬이에요. 진짜 만나고 미친년이다. 이게 친년들아. I'm very lost here. Well, I'm a little bit different. I like K-hip-hop and um. She like K-hip-hop, but we love K-hip-hop. Craving pa. I didn't. Come on, come on. Uh, we told her, we told her, she likes K hip hop, and she was like, "What is K hip hop?" And he was like, "K hip hop," and she was like, "Oh, K hip hop." and you guys know I'm in love with Park Yushin. Ah, Park Yushin. You know, in Korea, what makes me fall in love with the music industry? Of course, K-pop is number one, mm. but you have to search more about ballad. It's so amazing. Mm. Park Shin, uh, वो okay, she likes Punk as well. Oh, okay, oh. guys, I have a crush on Punk Bugum. So I'm sorry. anyway, yeah, I know. So I love Park Yushin. So if you're out there, let me tell you, you changed a lot of my life. Mm. And I've never, I've never, uh, yes, it, I, my first drama, yeah, listen to me. no, no, no, sorry, sorry. the first drama I watched it was Full House. Full House. Full House. 아니, 우리 우리 다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으면 첫 드라마 무슨 드라마였어요? Full House. 그리고 Boys for Flowers. 그리고 보이치 잔디. 잔디 꽃보다 남자. it's cool. It's nice. It's my style. I I watch all the drama. I I really like it. 아 좋네요. Yeah.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음식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 음,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가장 싫었던 음식 있습니다. 어, 네. 많아, 어, 네. 많아. 어, 네. 내가 일단은 저는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 거의 돼지고기 들어가는 음식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맛있는 음식도 있고요.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도 많고 음, 음, 뭐 김밥, 비빔밥, 불고기, 뭐 소불고기, 라면 어, 너무 가전 어 아니 음식이 이름이 모르는데 미안해. <laughs> 그래서 이름 진짜 그 음식이 내가 먹었던 음식이 많은데 근데 이름이 모르겠는데 음. 근데 제일 싫었던 음식이 있어요. 싫었던 게 있어요? 진짜 어이. 왜요? 뭔데요? 근데 뭐 한국 음식 한국 사람들 그거 제일 좋아해요. 어떤 거죠? 그 소고기 있잖아. 네.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착해 그쌀 블라드 블라드 음, 그리고 순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순대. 순대 아니야 순대 아니야 음. 이렇게 이렇게 착해 착해 착해 이렇게 자르고 음. 이렇게 이렇게 됐고 먹어 아 육회 육회인가 육회 육회 너 그 육회 먹어? 그 노른자에 배 그 찍어 먹는 생고기 생고기 도대체 네, 생고기 어떻게 먹어 진짜 Oh my god! 아배 때문에 뭐 어, 살아. 맞아요. 배. 너너너 먹었어? 먹었어요. 어, 맛있죠, 맛있죠. 괜찮았어요. 저 육회 좋아하고. They're having a g 와 미친년. 배까지 먹으면 맛있어. Oh f <laughs> 오케이. 네, 나 야채 별로 안 좋아해서 고기 있어야 돼. 아 고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어,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요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찜닭. 아, 아 나는 좋아하는 것이 좀 많이 있는 맞아 맞아 나도 우리 다 같이 찜닭 좋아하는 것 같다. 맞아 찜 치즈가 너무 외 좋아요. 아니 외국 사람들은 그 그런 것 같아. 아 외국분들 어 그리고 싫어하는 거는 아 써니데이 안녕하세요. 건데기. 안녕하세요. 건데기. 아이돌 건데기. 나도 건데기 싫어해요. 건데기 진짜 냄새 맞아. 냄새만. 도대체 건데기 뭐냐고. 그러니까 건데기. 건데기 뭐야? 건데기 원래는 어 곤충. 이거 이렇게 인섹트. Oh, bug is a bug. Ew. Ew. 근데 아, 내 진짜 싫어. 들어가. 너무 좋아. 너무 심해. 근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저한테 번데기 먹으라고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이거 곤충 아니야. 이거 곤충 껍데기야. 그러고 Ew. So I think oh, is this not bug? Okay, I'm eating. Oh my. But, ah, I don't like this. I love your mom. I love your mom. Why? Why you love my mom? Because she treat you well. <laughs> <laughs> honestly, honestly, I really, really love cheese duck here. Mm. it's the best, and I love. Uh, I'm fasting here. Tteokbokki. I'm fasting here. I don't care. <laughs> wow! I am in Dante. I'm fasting here. Kimchi. تبكي باربيكيو I like I like I like the barbecue meat barbecue 아, yeah. 아 여기 여러분 팬들을 진짜 뭐 어떤 음식이냐고 찜닭? 물어보고 있어요. 아 찜닭. 찜닭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 네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I will show you a picture. راح نورجيكم صورة عن الأكلة. يعني يوريا. 찜닭 찜닭은 그... هي دجاج هي الدجاج مع الصويا صوص. o, o sosu. O hral? O spicy o sauce. 스파이시 소스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혹시 볼 수 있나요? 네, 위쳐 진짜 네. 많이 넣고. 그리고 진, 아 맛있겠다. 진짜 부드러- 어, 어, 어. 나도 진, 진, 진짜 진짜. 맛있어요. 부드럽지 이거 않아요? Yuri, did you eat this? No. No, you need to try it. It's a Okay. chicken. Oh my god, it's chicken, chicken. Wow. Okay. 네. 아니면 요리가 싫어하는 음식. Your hate. 어, the sundae? Sun, sundae. Sundae. 어, sundae 싫어요? Sundae. Of course. Like it's blood. And and chicken legs. Chicken wings? chicken, legs. Chicken legs. 아, 요리는 아, 여러분. 아니 아니 아니야. 여러분, 요리는 가슴 치킨 아니 가슴 아니. 왜? 가, 아, 치킨과 가슴살만 먹을 수 있어요. 다리는 이런 거 먹을 수 없고 특히 치킨 음. 렉스 어, 먹을 수 없어요. 어, 어 진짜 어 너무 너무 싫어. 나도 먹었는데 어 너무너무 징그러. 어, 혹시 이거 뼈 없는 거 먹어봤어요? 네, 나나 네, 나. 어뼈 없는 거. 뼈 없는 거 있어. 진짜 더 징그러. 나나 뭐, 동영상 더 올렸어 유튜브에서. 아 징그러. 진짜 어머머머. 아 wait, someone asked. 조심해, 조심해. someone said how they make the sundae. Actually, they make the blood. Uh, هدي beef like yeah like. They, I, I, I, I will say it in Arabic because they're Arabic بي بياخدوا ah, الدم وبيكبدوه مع لحم الخنزير لا دم الخنزير اصلا هو دم الخنزير بس يتكبد يعني مكبد وبيعملوه كسوسج وبيقطعوا هيك وبتاكلوه او ماي جاد او ماي جاد بليز او ماي جاد 그 가끔씩 이제 외국 사람들이 순대를 좀 싫어한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 음식이 뽑혔던 게 순대, 순대 아니면 맞아. 번데기 아니면 아. 닭발 이런 조금 징그럽다 생각되는 거를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닭발이랑 순대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음식으로 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게 있었고요. 어, 이번에는 아 혹시 이런 지금 방금 나온 음식 말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음식 있었어요? 어, 이걸 어떻게 먹어 진짜로 막 이랬던 나 뭐있었어 개고기 아, 도대체 사 아, 도대체 왜 아, 저도 근데 진짜 저도 충격이에요 그건 저 개고기. 진짜 못, 못 먹거든요 저 개고기 진짜 아니 싫어요 여러분 진짜 강아지다잖아 그렇죠 아니 옛날에 옛날에 이해할 수 있는데 맞아,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왜냐면 들었는데 예. 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괜찮아요.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어, 살아야 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문화가 바뀌었 근데 먹는 사람들 아직 있어요. 진짜. 이제 조금은 있지만 근데 나는 어, 거기 네. 갔어. 그 시장. 어? 개... 모란 시장. 모란 가봤어. 가봤어. 나 가봤어. 가봤어. 강아지 딱지 들고 어. 빨리 출국 강아지 봤어. 그렇지. 그냥. 그거 어떻게 먹어? 그리고 강아지 소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 불쌍한 나 그거 나 그거 뭐지 동영상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고 싶다. 가자. 아, 네, 네, 네. 또 다른 거는 없었나요? 충격적이었다. 딱히 없어. Like food that makes you speechless. Like why people they eat this? 아, terrible. Terrible food. 아, 근데 뭐 있었어요? 어, 또 뭐. 낙 뭐라는 거야? Like 낙지. Me, 낙지. It's 어, real. It's like 맛있어. 맛있는데. wait, wait, wait, wait. When you were talking about this kind of things, I listen, right? Yes. Okay, okay, Are you Yuri? Are you Yuri? Are you Yuri? I can't eat. I can't eat it. It's like moving. 아니 여러분 유리는 원래 생선 이런 거 먹어요. 아, 그래서 but no, but it's I can like try, but you, you look so ugly. <laughs> you look so ugly. Stop it. Stop it. Stop Anyways, it. I don't know, and I feel bad because sometimes I think they feel it when they get cut. They feel really pain. So I hope you guys think about it again. <laughs>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How we eat this. Mm. Okay, think about it again and like kill it first and then eat it because its legs are. Don't wash it so. I like this cake. Yeah. yeah. 아 나도 배. 맛있어. King crab. 와 진짜 맛있어. 혹시 여러분 나랑 뭐지 킹크랩 나한테 뭐지? 같이 먹으러 갈 사람? 아니 같이 먹으러 싸주는 사람 있으면 연락 주세요. <laughs> 연락 주세요. 사달라고 하는 거야. 싸주세요. 싸주세요. 아, 진짜 비싸. 아, 맛있어. 근데 맛있어 진짜. 너 아, 맛있어. 그러면 나 부산 갔을 때 음, look beauty space. I was in Busan, hmm. and I the only food I ate for one month is Subway uh, sandwich. <laughs> you have to sponsor me. <laughs> Subway sponsor us. 부산 okay. 동안 거기 있었, Subway 샌드위치만 먹고 있었어. Sponsor me. I spent so much money on Subway. I swear every day there's tuna sandwich, chicken sandwich, salad sandwich. Okay, <laughs> for the one month. آه، عليا عليا عليا الاكله اللي قلتها كيغوغي هو اكل الكلاب يعني في نسبه تبع الكوريين هون يعني 1% و2% بياكلون اكل كلاب يعني لحم الكلاب فلهيك آه، انا ذهبت للسوق هناك وشفت كيف بيقتلوهم وهيك والله حرام راح اسوي فيديو على القريب ان شاء الله and the people are asking why Korean love to eat pork that's something related to their culture and yeah. this is number one food for them as long as our culture too we only we usually eat chicken first and then the meat so for them is pig is really number one so they think it's delicious and yeah they enjoy it so. yep but we, we respect that of course yeah oh thanks 어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에서 혹시 막 내가 살고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혹시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하지. 어떤 게 힘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외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사는 거 일단은 어, 문화, 음, 문화. 언어, 네. 그리고 사람들 당연하지 사람들. 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아마 제일 힘든 점은 딱 하루 끝나고 집에 갈 때. 문을 음. 열고 아무 사람 없잖아. 왜냐면 아. 자기 나라에서 살았을 때 음. 부모님도 있고 가족도 맞아요. 있고 친구들도 음, 있, 있잖아. 근데 진짜 하루 종일 열심히 음. 일하고 뭔가 바쁘잖아. 음. 근데 음. 딱 들어가는 순간 집에 아무 사람 없어. 음. 그 외로운 느낌이 딱 와. 진짜 나는 사실 그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플 때, 아플 때, 아플 때 네. 옆에 아, 있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없어. 맞아요. 진짜 진짜 아플 때 마음에. 나는 나 한 달 동안 병원 있어, 있었잖아 기억하지? 응. 나그 시험도 안 봐, 못 봤어 아, 학교에서 그렇게. 진짜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고 음. 죽을 수도 있었어 사실 그때 진짜 엄마 옆에 없고 어, 옆에서 없고 아빠도 음. 없고 음. 난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음. 이런 생각 진짜 음, 아플 때 진짜 힘들어. 아플 때 제일 힘들어. What is the most hardest thing like living as <laughs> in Korea? Living in Korea. It's actually the same. I mean, uh, but I think it's a plus. We we live here by ourselves. It's mm-hmm. make us more stronger as independent mm. women. Yeah. Mm. Women. So I feel very proud of ours, uh, mm. proud of them and proud yeah, of myself. Yeah. Um, of course, uh, before I lived in Morocco with my family, so it feels good. But now I don't live with anybody. I live by myself. You live with so, me. Yeah, usually every day she comes to my place. Please <laughs> kick her out. She's help me. I'm, I'm just kidding. <laughs> Um, so, but to be honest with you, because I'm very picky when it comes to food, since She's I came here, very picky. I only eat instant food, so mm. I'm worried to have cancer. <laughs> Seriously, I only eat instant food. I don't eat any healthy food, so I'm kind of worried about my health, and uh, I feel bad when actually when I need somebody the most in that time, and that somebody's not in this area, you know, this feeling like he's not here. So what should I do? I have to relate to myself. So that's the, the hardest thing. 그러니까 다들 다 제일 힘든 점은 가족 없는 거 그리고 뭐 음, 가, 옆에 있는 사람 없는 것 같다. 맞아. 이제 이게 외국인 친구들한테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음. 한국에도 이제 서울이 조금 작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더 멀리 있는 지방 분들이 서울에 올라와 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올라와서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 서울에 엄청.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똑같은 음. 그런 생각이, 생각이 있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들 어, 가족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전화하기는 좀 그렇고 자기 혼자 있으니까 아플 때 또 힘들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그거를 다른 자취생들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일지 And also like one important thing in I feel so weak. when you guys celebrate the, the family meeting that oh, okay Chuseok and like all of my ah, friends yeah, all my friends all of my friends have to go to their home yeah. city and they have to eat with their family we did have just to, to stay home and people and they actually ask us, "What are you gonna do this holiday?" Yeah, what, do you think? <laughs> what do you <laughs> think? I'm <laughs> home. don't worry, guys. The best thing is when you when you order food, ah. and then and then and then you order food and you watch drama and you spend this week oh. like that and just the best day ever. It's, it's okay. Yeah, best way. 음. 음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 잘 보내는 것도 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 혹시 한국에서 내가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다. 차별 뭐야? 차별이라면 차별. 좀, 좀 좀. kidnap? No. 어, Steal? No. Steal? 차별좀 다른 외국인이라서 어, 외, 너, 너 외국인이라서 어, 어, 아, 아 어, o they better not do that because I'll break their legs. 아, 아, 있었어요 혹시? 근데 솔직히 말해야 What 나 많이 있었어. <gasps> 많이 있었어 어. make you 어, feel 근 솔직히 말해주세요. 음, 사실은 저는 네. 첫 번째는 실제 앞에서 지하철. 어, 아 너무 슬픈데. 아 어. 지하철 앞에서 그런 가고 있는데 어떤 진짜 남자가 스물여덟 있는 것 같은데 응. 갑자기 네 손을 잡고 뭐 이렇게 어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뭐 하세요? 뭐 이렇게 응. 뭐 어, 떤 나라 분이시죠? 뭐 이렇게 좀 모로코 사람인데요. 그럼 모로코 모로코 돌아가 이제 이미이시방년가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 뭐지?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사실. 그래서 왜왜 이러세요? 뭐 그거 음. 만지지 마세요. 아 너무 무 사람 맞지? 연이면 왜 이거 쓰고 어, 있었으니까. 어, 네, 무슬 사람 맞는데 아, 무슬 사람들 너무 끔찍해. 나가 우리나라에서 와, 음. 나 이거 제일 기, 기억하는 것 같다. 진짜 너무 왜냐면 내 종교는 이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싸우지 말라고 하고 음. 욕하면 안 되고 나는 욕하고 있지만 근데 그냥 재밌고 그냥 장난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진실로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슬람에서 욕하면 너안 되고 진짜 싸우면 안 되고 그래서 딱 그거 듣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진짜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눈물이 흘르고 있어 음. 계속 울고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 음. 너무 좋아해 사실. 음, 그렇죠. 근데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한국 사람 다 똑같이 아니잖아. 음, 어. 그렇죠. 그래서 어, 그래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음. 음, 음. 근데 다른 것도 있었는데 얘기 안 할 거예요. 어, 네, 근데 네. 음, 일단은 그냥 이거만 네, 하고 이게 좀 어떤 이야기 사실은 이거 사실은 내 유튜브 채널에서 내 아, 인스타그램에서 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 말한 적이 없었어요? 음, 왜냐면 내 팬들을 항상 언니 이런 좀 있었어요? 이런 아. 상황 있었어요? 어. 아니야 한국 사람 엄청 잘하는데 엄청 좋은데 근데 언젠가 아마 말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냥 상처를 받지 말라고 아, 왜냐면 한국 사람 다 똑같이 아니잖아. 음, 그렇죠. 아, 근데 그 남자 진짜 왜 그런지 어, 근데 이제 가끔 좀 개새끼야 <laughs> 이제 만나 잡을 때는 한국말 밑에 없었어요. 음. 아 다행이네요. 친구 중에 받은 음. 사람이 있는데 어, 친구의 썰. 직접 음. 안 받, 음, 아니 어, 안본 적은 없는데. 실은 브라질 사람이라고 말하면 다들 음. 너무 좋아해. 음.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맞아 음, 맞아. 반가워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럼 혹시 유리? Actually, I have a poker face, so in the street oh. people think I'm gonna <laughs> like. <laughs> Oh yeah. Uh, yeah, but yeah, one cat for bitches. One thing happened. Yeah, yeah. I'm, I'm really <laughs> oh, like you know. okay, I actually have a poker face, but one thing happened. It was like me and her. We were like in a meeting. In that meeting, we have like a party for YouTubers. Mm, ah, for okay. the YouTubers. So I, I she told me like let's go together and I can introduce you as a music producer and, and I was really happy so that time I, I was a little sick so I was uh, wearing everything mm. black and with a cap and, and, and stuff like that and actually I did boxing for five years so I really don't use that in the street or anywhere I keep it for mm. myself to defend myself but two girls and I was just dancing with her like everybody's like happy and I was dancing with her the two girls came to me uh, mm. came to her first and they tried keep pushing her. They want to fight with her. So I said, you speak Korean, tell them to back up. And she told them in Korean, back up, but they didn't want to back up. So they keep doing it. And I turned her to the other side yes. and I came to the other side so they can do it to me because they look really little. So I was okay, what? what? and, <laughs> then, <laughs> and, then, and then she wanted to fight me. And <gasps> <gasps> all the people in the party was holding me back. 진짜 I was very young. 힘이 세 아니 유리 유리 힘이가 너무 세서 남자들이 열명 이렇게 유리 근데 유리가 봐봐 나나 잡아 나 잡아 나 잡아 나와 I can I can respect people. I can respect people culture. I can respect Korea. I don't want to go to the <laughs> police station. Yes, yes, I don't want to go to the police station, but sometimes I want to go because the police station men are so freaking good looking guys. and, and, and I don't I don't want to play around, so I said to myself, Yuri, you can't hit her because if she had to hit you first so i was waiting for her to hit me but mm. she couldn't so her friend told and she told her please take your friend away because you should be doing boxing for fun she will not be 아니 healed. 나 이렇게 말했어 네 친구 끝났어 가 빨리 얘 5년 동안 복싱 야 복싱 선수야 가 그래서 그 친구가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해 I back up and I and, and, and mm. all the guys uh, and I was I, I felt bad because all the, I was very strong. and I said I said okay okay I'm not gonna kill her it's fine. So I, I I went to my table and they came and she said I'm sorry. I was like oh you better be no, you better be. <laughs> never know you never know gonna happen. so all of you right there anywhere party you find me in a club alone whatever You're dead. Don't even try to play. 진짜 유리가 아우. 근데 OT로 키는 거 남자 10명 잡고 있었어요. 진짜 One handsome guy, I can't forget about him. I really... If you watch 아니 him, 10명 잡고 있는데 유리가 진짜 힘이 세서 다 뭐 우리 부실? 부실 뭐야? 뭐 한국말 뭐지? 밀어. 아 미, 밀었어. 가라 이씨. s c a I'm very kind. 나 착한 진짜 정말요? 어, 진짜로. <laughs> 남자 남자한테 잘해. 아네 남자분들 어. 조심하시고 네 여자분들도 <laughs> 조심하시기 아, 바랍니다. 네 그다음 어, 이번에는 가족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아, 아 가족 뭐 이거 그 가족들이랑 이제 오래 떨어져 있다면 또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좀 짧다면 짧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가족들이 그립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체 왜 그러세요? <laughs> <laughs> 아니 좀 간단하게 그냥 뭐 보고 싶으면 전화를 한다든지 영상 통 한다든지 항상 uh, like because we are far away from our family so when we call them we call them like uh, face talk or just like 아. call or what 사실은 저는 가족들이랑 매일매일 전화하고 오. 예, 페이스톡 자주 해요 어? 네. 아, 특히 그 엄마랑 음. 음, 아빠는 자주 하고 있었는데 음. 갑자기 3주인가? 3주 전? 한달아 전? 한달 음. 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엥? 아빠가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아빠 미안해 좀만 기다려 새로운 거 사줄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엄마랑 언니들 세 명. 아. 네, 항상 매일매일 전화하고 있어요. 매일 전화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좀 그리움이 약간은 해소가 되는? 음 조금 음, 네. 조금. 음, 네 말씀. 아나전 어, 나는 것 같은데 음. <laughs> 나. 일주일에 그 음, 괜찮아. 한 번만. 음, 한번 아, 일주일에 한얘기잖아요 나는 만약에 연락 안 하면 갑자기 언니가 너 내용이 안돼 뜻이 아넌 이제 우리 가족. <laughs> 우리 가족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 너는 왜 가니? 왜 연락 안 하니? 오, 어, 왜 우리는 뭐 잘못했니? 네, 진짜. 어, 진짜. 그래서 연락해야 돼. 언니 약간 소심하지 않아요? 언니, 예, 특히 멜기 있는 언니 부시라. 부시라. <laughs> 사랑해. <laughs> 아, 네, 그러면. Uh, well, my mom and my, I'm very close to my parents a lot. 유리 엄마는 하루에 세 번에 네 전화해. So we she called me seven, eight times a day. 아마. And like what even though if I don't talk, I have to just to put the phone and she keep watching me. And ah. Um, like I have to call my father maybe twice a day because he's at work. So mm. yeah. But usually I FaceTime them. I don't call, I FaceTime. Mm. 마지막 질문.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이제 한국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네. 아니면 앞으로 더 살 계획이 있다면 네. 어 이제 하고 싶은 계획이나 네. 아니면 꿈 같은 게 한국에 있을까요? 네, 저는 애기들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애기들 만들고 싶습니다. 아,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나 나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 연락 주세요. 네. <laughs> 잘생긴 사람. 어, 네. 예쁜 네. 잘생긴 네, 남자친구 구인 중입니다. 연락 주세요. 010 910 94. 예. 네, 그럼 말하실라 꿈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 애. 아직 안 들었어요. 아, 잘못했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이슬람에 대해 좀 음. 사람들 알고 되면 음. 특히 해잡 여자들 때 음, 음, 음. 편하게 만나고 싶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이렇게 막 더, 이런 이미지 만들고 싶어. 아, 조금 더 어, 좋은 이미지 만들어서 네. 이 이슬람에 좋은 문화를 세워주고 네, 싶은. 네. 네. 네. 어우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어. <laughs> 일단은 제일 큰 거요. 제일 큰 거. 어, 엄청 큰 거 없는 것 같아. 그냥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앞으로 더 열심히, 열심히. 하고 싶고 크게 만들 수 그래. 있다면 좋겠어. 할 수 있어. 어, 과외, 뭐 여행, 그러니까 가이드, 유튜브 다. 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유리! 유리는? Like, okay, first of all, I would love to our program a day to remember to be noticed by everybody. Oh! And I really, really wish because I've seen them working so hard, and and you know, just the fact a foreigner who speaks Korean in this country is really hard and also the staff like to follow every member by camera is really hard and of course our boss he's taking mm. care of everything mm. so i wish you guys notice about this show um, and uh, I really, really don't expect anything from the future because I myself don't believe in future. Mm. So I wish all the best for myself and be healthy. And mm. I wish to be friend always with me. So because it's been yeah. four years, and I five, five years, five years, it's five years. And I really, really, really want to make one wish come true. Is I want to travel the whole word. Yes. So that's the only thing. And of course, to be a successful producer, and of course, a singer, yeah. and of course, a husband, and of course, kids. I'm just kidding. 너무 많네요. 꿈이 너무 많아. 나, 나, 나. Simple. 아, 아, 아. 이종석 만나고 싶어. 아, 너도 이종석. 아, 나도 이종석. 너도 이종석. 나는 BTS J-Hope. j J-Hope. BTS. BTS. BTS. 교시. 나도 만나게 좀. 그래, 교시 좋아해. 난 유시콘 빈체 다시 만날 거야. 아. 나는 이, 이 느낌 있어. <laughs> 난, 나는 나도 박유시 만났어. First time. 아, feeling. 느낌 있어. 미쳐서 만날 거야. 언젠가. 언젠가 만날 네, 거야.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이제 뭐 앞으로 한국에서 살면서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 그때까지 꼭 좋은 추억 만들고 이렇게 잘 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 이제 이 얘기는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어, 만약에 멤버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나 뭐 그런 SNS로 가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꼭 남겨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해주시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네. 네. 아, 마지막에서 하나, 둘, 셋. 에데이 줄망고! 네, 안녕! 아, 예.